짱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나와 어? 어? 너 설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? 끔찍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들입니다 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무언가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돼지 혀입니다 혀의 비주얼이 보이지 않으시나요? 슈바인의총이라고 써있고요 개포켈트 아, 게폴켈트 개... 게표? 게표? und g e 라고써 있습니다 완전 날건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뜯어먹진 않고요 그릴로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내으세요 언박싱은 항상 두근두근하죠 오, 아 이거 아는 냄새인데 햄, 스팸?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햄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아, 제발 떨어져 으아, 으아. 이건 진짜 혀다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비주얼이 완전 혀다 혀 랄랄랄랄랄랄 아, 미쳤지 썰어보겠습니다 혀를 연상케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두 라인 뭔가 말 것 같아 스팸화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미 다 잘 익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의 맛을 한번 볼게요 끄머리를 살짝 잘라서 맛 한번 보겠습니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응? 속이는 거 아닙니다 뭔가 아그 살코기로 된 스팸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팸은 가른 고기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덩어리로 된 스팸들이 있어요 독일에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전혀 질기지 않고 고소하고 뭔가 약간 특유의 맛은 있어요 이게 혀의 특유의 맛이 아니라 아마도 팸화 시켜서 나온 그 맛인 것 같아요 아, 이게 이렇게 그냥 잘라놓고 이거 먹어 이러면은 펀지 모르겠는데요 완전? 이것만 보면 누가 이게 현주 알겠어요 이왕 먹는 거 프라이팬에 구울 수도 있지만 더 맛있게 그릴에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왠지 약할 것 같아서 반찬도 조금 사왔거든요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구우러 갑시다 짜잔 자 여러분 이참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거 하고 싶었어 나 맨날 까먹어 이거 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대박 너무 부드러운데? 굽기 전 상태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신기하게 약한 거 아니야? 컨텐츠로 하기에 너무 맛있잖아 이거 음, 음 맞다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사온 반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마늘을 사왔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흔히 보여지는 올리브유 야 어쨌든 기름에 절여져 있는 마늘이고요 기름 보이시죠? 이거는 조금 비싼데요 흔치 않은 마늘을 제가 발견해서 사와봤습니다 흑마늘입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자. 오. 오 이거 생마늘이야 고기 위에 올려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뭐 이 마늘 맛있다. 생마늘이긴 한데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. 칠리가루에 이렇게 마리네이트 있다 보니까 특유한 알싸한 맛도 살짝 죽여주면서 또 다른 매운맛을 더 부각시켜주는 넌 좋았어. 두 번째, 흑마늘입니다. 음? 이건 뭔 맛이야? 한약재 먹고 있는 것 같아. 어, 특이한데? 고기랑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고기에 마늘을 올려서 같이 먹어볼게요. 음, 음. 맛있네 이 흑마늘이 흑마늘 맞나? 흑마늘이라고 써있는데요 눈을 감고 비주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으면 이걸 마늘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맛인데요 게다 살짝 달아 약간 익힌 것 같아 원래 마늘이 익으면 달아지잖아요 3층 덮밥 음 음, 음, 음. 와 이 흑마늘 밥도둑이다 이 4인방을 한 번에 먹겠습니다 이 마늘을 먹었을 때 필요로 하는 거를 얘가 커버를 해주고 이 마늘을 먹었을 때 필요로 하는 거를 얘가 커버를 해줍니다 이 마늘을 먹으면 너무 마늘의 어떤 그 매운맛과 이런 게 있다 보니 고소한 맛이 좀 요구되고요 이 마늘을 먹으면 부드럽고 너무 달기만 해서 뭔가 약간 쏴주는 맛이 필요로 하는데 이 둘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주네 이건 뭐 무슨 먹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거 발이 떨어질라고 하니까 빨리 먹을게요 음, 음, 음. 솔직히 오늘 이 돼지 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이 돼지 혀가 완전 날개 아,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샀을 때 뭐라 그럴까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는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었습니다 조리되지 않은 생혀가 있었어요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그래도 뭐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쓰리 담고 흑마늘 기름마늘 음. 진짜 그러니까 강추입니다 독일에서 생마늘을 먹고 싶은데 입냄새도 나고 사람들한테 그럴 것 같아서 좀 꺼려진다 그러면은 이걸 드세요 나는 마늘 향이 진짜 생마늘보다는 약합니다 확실히 흑마늘과 기름에 들어있는 이 마늘을 같이 먹어보십시오 이건 완전 새로운 발견이다 이거 내가 너를 발견했어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생 돼지혀요 근데 그게 돼지혀인지소유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혀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마지막 Hmm.